술을 마시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넘어가서 뽀뽀를 한다고 맞지 못해 빼다가 갑자기 확 어땠어? 좋았어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얘기해도 돼요? 저는 뭐 내 삶의 첫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 아 첫 경험이라 남편분께서 보셔도 괜찮을까요? 어, 2010년 20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1월이었어요 2004년도 20살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1977년도 22살 때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 당시 남자친구와 약간 예상은 했지만 그날 밤에 네 그랬죠 <laughs> 동네 집 근처 모텔에서 송정해수욕장 민박집에서 여인숙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이었어요 아주 작고 좀 초라했어요 저급한 야동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? 꿈꾸던 거는 뭐 당연히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통유리창에 <laughs>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멋진 장소에서 하면 좋았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냥 동네 모텔 <laughs> 중매로 만난 남자친구와 같은 학원을 다니던 그 당시 남자친구와 그 당시 남자친구였고요. 같은 학교였어요. 남자답게 어깨도 그냥 쫙 벌어지고 <laughs> 그랬거든요. 손도 막두 배가 났어요. 막 똑뚜껑이 손이고 그리고 까무잡잡한 편에 키는 좀 크고 187?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. 연예인 씨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? 안성기처럼 생기고 찰슨 브론슨처럼 생겼다고 그 당시 원빈이요. CN블루의 <laughs> 그 이조 술을 마시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넘어가서 첫 경험을 했어요. 서투르고 뭐가 뭔지 잘 몰랐던 첫 경험에 떡두꺼비 같은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떻게 당해버렸어요. 실은 여행이라는 게 살짝 예상은 하고 가잖아요. 뭔가 쉬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빼다가 이렇게 네. 데이트를 이제 하는데요 산에 가서 했어요 뽀뽀를 한다고 갑자기 확 어? 어? <laughs> 이런 느낌 나는 그냥 뽀뽀가 입술만 되는 줄 알았더니 <laughs>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엄청 수동적으로 아 이게 이게 이게 굉장히 어설펐죠. 정말 많이 어설펐죠. 너무 어설펐어요. <laughs> 지금은 그때 제가 실패한 걸 지금은 아, 알아요. <laughs> 왜 실패? 어떤 게 실패? 이건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니었던 거죠. 되게 <laughs> 모르겠다고요? 그건 노코멘트. 안 좋았어요. <laughs> 별로였죠. 어떻게 좋았을 수가 있어요. 뭔가 교감을 하고 그런 거는 좋았는데 비용 얘기해도 돼요 아, 뭐, 아, 아, <laughs> 너무 무서웠어요. 두렵기만 하고 호기심. 호기심이 컸어요. 순결을 잃었으니까 이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상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배우님을 책임지셨나요?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<laughs> 옛날에는 순결 정조가 제일이잖아요 순결을 이뤘고 바쳤다면 끝까지 가야죠 그런 건 좀 옛날 생각인 것 같아요 나를 책임져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. 뭐 언제나 옛날 시대의 사, 사고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, 사람들이.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어, 최종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일 뿐이지 맹목적 이유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. 우리 때는 순결이 사랑보다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부담을 가졌는데 사랑하니까 서로를 만져보고 싶은 건 당연하고 서로 체온을 느껴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뿐인데 연애할 때는 좀 연애도 하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그거로 인해서 더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부담을 좀 덜어내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사랑하시나요? 막 많이는 안 사랑하는데 <laughs> 이제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예, 미울 때도 많지그큰 손으로 그냥 확 그냥 낚아채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했나 싶어서 어쩔 때는 미워요. <laughs>